스파게티 요리사 짜파게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어? 키가 다르지 혜리가 훨씬 크지 아, 나 도전했다 예 우와 <laughs> 귀여 키가 좀더 크고 돌려야지 돌려 이거를 혜미씨 엄청 잘하시네요 앙 먹어야지 앙. 앙 먹어. 앙. 뜨겁지? 음, 토마토. 응? 토마토. 토마토. 우와. <laughs> 가자, 꽉 잡아. 아, 출발. 맞아. 데뷔 탈수 있겠어? 야, 좀만 기다려. 데뷔 편지 탈수 있어? 응. 네, 야알 테리야 테리야 안녕 뭐하는 데일까요? 얼굴이 안 나와 지금 깨지 말고 엄마가 잘라서 이따 집에서 붙이자 가자 맛있어? 아 주스 하나 시켰더니 이렇게 나눠주셨네 스파게티 왜 안 먹는다고? 살쪄서 안돼 살치는건 좋은 거야 살쪄도 돼 왜? 다 키로 가 너희는 다 키가 쑥쑥 크는 거야 왜 아니라고 생각해? 조금만 먹어 조금만 덜어줘야 돼. 음, 조금만 먹어. 많이 안 줘. 뭐야, 많이잖아. 조금이지, 이 정도는. 쭉하고 치즈랑 이런 걸 넣은 거지. 맘마 먹자 맘마 맛있는 거 먹자 여 맛있는 거 좋아하는 노래